맛에 도착했어요. 일단 밥 먼저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맞아. 아, 배고프니까 다 맛있는 냄새 같아. 정말 찐생이 더운다, 이거. 양파수상이에요, <laughs> 우리. 우리 맛은, 어, 아니네? 어, 다행이다. 어, 아니야. 한국, 한국에는 무슨 맛이 갈까요? 무슨 거. 어, 양파 쓰는 사람 다 한국인. <laughs> 귀가 엉엉해, 엉엉. 왜? <laughs> 뜨거운 기운. <laughs> 어, 예쁘다. 아트 스페이스면. 예쁜 것이 조금 더 시골 냄새가 난다 응. 아주 예쁜 건물이야. 건물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다. 네이버 호드 카페예요. 네, 스무 맛집이라네요. 어, 예쁘다. 가보자. 분수. <laughs> 오, 어, 예뻐. 겨우 주문을 했어요. 저희가 <laughs> 예약했어요. 오늘 하루 매장 빌렸어. 음, 이쁘다. 여기 앉아있는, 앉아서 <laughs> 귀엽다. 예쁘죠? 음, 너무 예쁘네요. 이 밥도 맛있다는데 기대죠. 카페 투어를 할게요. 네이버 후드 카페 투어. 어머! 거울 있어. 전신 거울이야? 응. 아, 안녕? <laughs> 피에노. 도롱도롱도롱 <laughs> 댕댕댕댕. <laughs> 내가 불러 많이 지금 카페 우리 밖에 없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, 오늘 뭔가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음. 음식이 나오기 전이라서 돌아다녔어 다시 앉아야겠다 <laughs> 아 고추는 안 먹어. 여긴 팟타이가 맛있네요. 팟타이 먹으러 오세요. 팟타이. 이거는 바질 맛이 좀 나요. 향실로. 음. 바질 싫어하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. 아니 먹지 마세요. 바질 개 싫어. 소름 고수가 싫어 바질 싫어. 아 똑같아. 먹어야 한다네. <laughs> 똑같아 똑같아. 너무 똑같아서 비교할 수가 없어. 여기 새로운 장소였어요. 이렇게 한적해요. 하지만 에어컨이 아무 데도 없어요. 무서워. 완전 현지 느낌이 에요 물씬 나네. 에어컨이 없어. <laughs>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다 정신이 나갔어. 음. 한국어도 써있고 음, 귀엽다 귀여워 얼마일까? 580 바트 얼마냐? 2만? 응, 괜찮은데? 응. 너무 예뻐요 길이 길이 예뻐 어, 그러네 연필이요? 어. 어 근데 연필 쓸 일이 없어서. 어, 어. 이제 이제 음, 귀걸인가? 이거 귀엽다. 오, 그러네. 이것도 귀여운데? 어, 그러네. 어, 진짜 귀엽다. 백바트 개싸네? 뭔가요? <laughs> 귀여운 것 같아. 네, 이거 사야지. <laughs> 쇼핑 중이면서 열심히 고민 중이에요. 살까 말까. 고기 떨어뜨린 거 내가 떨어뜨린 음 귀여워. 오늘도 산대요. 결정했어요. 이게 괜찮나? 사야지. 이렇게 두 개. 이렇게 두 개 살 거예요. Thank you. 음, 이거 사놓고 왔어. 샀어요, 여기서. 전자탱 아, 두 개. 응, 귀여워. 여기서 아까 거보다 이게 더이쁜것 같아 내가 내보기 이게 좀더 이거 이거는 지갑 동전 지갑이랑 음. 약간 그런 거다 들어가네 넘어지면 다 날아가겠다 <laughs> 다행이다 맞아요 우리 각자 하나씩 사고 왔어요 드는 아저씨 이제 시원한 거 먹으러 빨리 가야지 피자 라운지인데요 마사지 받다가 냄새에 이끌려서 온 곳이에요 마사지샵 근처에 까박피자 피자샵 언니랑 원래 오빠이어 티셔츠에 치마 영어 우리나라 싱아 싱아 맥주 아, 오! 괜찮아 아니네 어? 움직여서? 가고 맥주는 수도 없이 가고 <laughs> 드디어 나왔어요 온파이어 피자 엔청하 아니 청하? <laughs> 청하래 싱하 자 <laughs> 여기 먹겠습니다 찍고 있어요 <laughs> 술을 술이 먹고 싶은 걸까요? 피자가 먹고 싶었던 걸까요? 어머 어머 치즈 늘어나는 거 보소 <laughs> 자체 모자이크 음. 음. 음. 야채 야채가 많은데 골라 먹으면 되죠. 성공이네요. 이 전체 분위기도 좀 찍어야겠어 우적우적 와우와우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쩝쩝 어, <laughs>